안녕하세요. 우리는 자궁을 지키는 남자. 저희는 이런 네. 사람들입니다. 예, 예 이런 사람들 한마디만 할게. 네. 산부인과 가본 적 있어 없어? 없습니다. 한 없습니다. 번도, 한 번도 없죠. 네. 없습니다. 아 굉장히 부끄럽기도 하고 민망하기도 한데 그럼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치? 네, 지키기 위해서 뭘 지켜야 돼? 자궁을! 자궁을! 자궁을! 지켜야지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여자만 지키는 게 아니라 남자 여자 모두가 지켜야 되는 백신이다. 아. 아 어? 맞나요? 맞습니다. 네. 가자. 사진 찍기로. 가자. 가자! 야! 내가 그래도 네. 나를 알아봤거든 산부인과 어디 있는지 어. 그 예약도 여쭤봤는데 네. 요즘에는 금방 끝나서 네. 예약할 필요도 없대 그냥 와서 바로 맞고 가시면 된대 어, 오 아. 근데 문제가 있어 네. 인터넷 루머일 수 있는데 론나 아프대 <laughs> 일단 가자고 가자. 어. 위해서는 이 방법밖에 없어. 그 따라와. 그 남자들이 자궁경부암 주사 잘 안 맞으러 오나요? 그게 난 처음 듣는 것 같은데. 와. 음... 자 여러분들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을 정리해 봤습니다 첫째 아픈가요? 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하나 둘 셋 아파요 네. <laughs> 근육이 굉장히 뻐근하고 뭉치면서 힘이 빠지고 피로감이 갑자기 오면서 약간 조금까지 와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의사 선생님께서 30분 동안은 최소 앉아있는 게 바람직하다 라고 음. 권장하셨습니다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4가와 9가가 있습니다 저희는 9가를 맞았고 9가가 최신형 예방접종 주사라고 합니다 네. 어, 조금 더 많은 거를 우리 모두에게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백신이고요 가격이 얼마냐고 또 여쭤보시는데 4가는 18만원 9가는 22만원입니다 네 부가세별도 그런 거 없고요 그냥 정가 18, 22만원입니다 그리고 1차, 2차, 3차 총 3번에 걸쳐서 맞아야 됩니다 주기가 이제 맞은 날로 하여금 한 번 맞으면 두 달 뒤에 한 번 더 그리고 마지막 네 달 뒤에 한 번 더 맞으면 끝납니다 그렇죠 주사를 맞고 나서 그 당일날에 어 이제 운동과 샤워 그 물이 닿으면 안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운동하고 가시거나 씻고 가시는 게 <laughs>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진짜 몰랐는데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하게 되면은 그 남자 성기암 그리고 후두암까지 이제 예방이 된다고 합니다 정말 몰랐던 부분이에요 일단 저희가 준비한 정보는 이 정도까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오늘 저도 굉장히 오늘 아주 아름다운 경험을 했는데 맞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어, 맞길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뿌듯합니다 어 뿌듯해요? 네 아, 저도 진짜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. 여기까지.